드리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네. 자, 그거 그냥 수행해야 돼요? 이거 후딱 낼수 있나? 바람 내고 있는 네, 가볼까요? 자, 발사. 네. 스탠바이. 카메라. 롤. 롤. 자, 음악. It's j s t so g yes. It's j s t so good. 죄송합니다. 팀롤. 싱크 안 했어. 자, 음악. 스탠바이. 큐. 끝났자. 끝났어. 안녕. 이렇게 메이킹을 끝나게 끝내 뭐라고 해야 되지? 끝마치다니 다들 안녕 나중에 또 만나